just wanna feel the vibes 모든 걸 불태우는 건 내가 미쳐도 좋아 Feeling like Tokyo Hotel 사람들은 손가락질이 ain't real, it ain't real 겁먹지 않아, it's real, it's real 미쳤다 해도 좋아 내 모든 걸 불태운 밤 So come and call me Don Quixote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네, yeah, yeah Now me what money yeah. 너기 허래 두려운 게 없지 내일의 장을지 나 나를 알아 넌 나를 잘 몰라 날또 뺏서 태어나 겁없이 발 위로 떠오르 coming, coming, don't you worry 내가 미쳐도 좋아 Call me, call me, don't be holiday